안녕하세요 제주토박이 송아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문회사원 군만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사 홍문학입니다 제주 토종 음식으로 달리는 의뢰님맛 송아재 낙출토 어떤가 먹어 우리가 뭐 먹었던지 알아? 아 말고기라고 말고기 맛 말고기 홀스 홀스 초고도요 I didn't expect like raw meat will look good that way 감사합니 한국. 아, no, no, no. You want to... No, no, no. Me? It's better for you to do it. 찍어. No, you. 찍어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frying and hard meat but cooked. So it's actually really good, better than I expected. 말고기는 오래 익히면 질겨져가지고 살짝만 익혀서 먹어요. 소고기처럼. 네. 냄새도 좋나 재긴 것도 좋나 肯定不多。对，必须。然后我感觉就是它的那个里筋的部分嘛，它是那种透明的，然后和那个一般的，就是那个那个猪，那什么猪排骨肉是不一样的那个感觉。I was expecting something salty, but it's kind of sweet and spicy. It's really good. Mmm, I'm really liking it. It's not too. at the beginning I think like it looks really healthy, but I can see the fat. But it looks like this kind of soup you could eat when you are sick and you will feel you will feel better. 일단은 술이 더 땡기는 맛이 국물이 굉장히 깔끔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각쟁이라고. 어. 이거는 이제 이름이. 아.